이거 너무 크다. 맛있어. 어, 분홍색이네요. 이게 분홍색 찍혀요? 옷이 분홍색. 약간 딸기 요거트처럼 점점 분홍색이 돼요. 이런 건 없나? 아 너무 뒤집개를 안 쓴다. 어, 그냥 젓가락을 하던 대로 해.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? 이제 이거를 넣을게요. 두가 흑인데 그냥? 아, 내칼어지제칼 어딨어요? 모르겠네.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이거 어지 너무 어, 황당해요. 아, 조하고 <laughs> 괜찮죠? 딱 진짜 공향이 올라와요 왜막 상크 비빔밥 집에서 나는 그런 냄새? 원래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덮으면 위에가 살 있거든요? 되게 뚜껑이 없어. 아, 아니네. 그냥 해야겠다. 끝이에요. 음 맛있다 음 달래향이 입에 가득 팡 이렇게 없어요 음 소스 맛있어 keys. Here are my keys. Here's my American Express card. Here's my oh, I have no patience. He's better off without me. ちゃ感が違う。 진짜 그럴듯해 맛있을 것 같아 그지? 음, 싱거워. 그럼 조금만 넣으면 될아 음. 된것 같아요. no ponto.